네, 오늘이 네, 단오 다음 날이에요. 사실 어제가 단오 날이었고 뭐 옛날에는 그 우리 마을에도 12절기에 12번은 구슬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간 우리 필봉 마을에서 이제 정월 대보름날 필봉 마을 정월 대보름 구슬 하다 보니까 꼭 그 동짓달 넘어서 정월달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 뵙고 또 이곳에도 구 방송 가져왔는데 에, 사실 2년간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또 함께 두루두루 함께 구슬치고도 못 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늘 이렇게 에, 단오날 빌봉 단오굿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네, 마음도 설레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어, 그래서 오늘 자근자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눔의 예, 시간을 한 6시간 정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기굿도 마을에서 지고 또 그간 못 지내던 당산제도 좀 지내고 또 마당받기를 통해서 좀 두루두루 어, 안부도 묻고 싶고 특히 이제 이번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정월달에 못했던 판꽃 중에 전판을 한번 해보려고 어, 준비도 했고 특히 예, 그 뒷구 중에 수박지기 등지기, 예, 그 다음에 도둑제비, 예, 탈머리구선 지금 거의 한 15년 만에 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 다소, 어, 다소 오늘 날씨가 후, 긋지근하고 어, 그래도 그냥 작은 작은하게 편하게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복을 많이 받는 거고 하니 오밤 신장의 잡기 잡신을 몰아내고 영가부가로 풀들 치기 전에 성주풀이를 한번 몰아내보는